You're so beautiful girl 그대 눈을 바라볼 때 내가 모르는 걸 이제 믿을 수가 있어야 You're so wonderful girl 작은 손짓 하나에 그대 는걸 주고 싶어 My superwoman yeah Girl I'm under your spell is right in your eyes You're so beautiful girl 그대 눈을 바라볼 때 내가 모르는 걸 이제 믿을 수가 있어야 You're so wonderful girl 작은 손짓 하나야 그대 원하는 걸 모두 주고 싶어 마수